어, 이거 유아각인데 봅시다. 자, 고양이 3종 마사지 세트 알려드릴게요. 일단 귀를 귀 마사지부터 들어갈게요. 고객님 편하게 앉으시고요. 귀 마사지 1단 아, 어 간지러신가 우 다시 1단계 그리고 두피 마사지 고객님 앞에 보셔야 합니다. 움직이지 마세요. 두피 마사지 그리고 이마까지 이제 피부, 피부까지 들어갑니다. 3단계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나도 간지러 아이고 자볼 마사지 <laughs> 어 간지러 어디 간지러우신가요? 아우 만족하셨나 보네 <laughs> 고객님 고객님 멈추셔야 합니다 자, 아, 똑바로 똑바로 앉으세요 자 하지 좋아 자 고객님 끝나셨습니다 이제 계산하세요 <laughs>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되는데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고객님? <laughs> 여기서 주무시겠대 긴 머리 코코 긴 머리 가코 너긴 머리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하나 이렇게자 보내줄게 아, 아, 귀엽다 그치? 코코 나 잘 때 내 옆에 와서 잔다 그저 너무 고양이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물지만 아, 아, 아, 아. <laughs> 나 어제 유튜브에서 로... 네. 이젠 피하시롱밥 먹고 정부에서 치킨 먹자 너무 뜨겁다 근데 너무 많이 뜨겁다 코가 떨어졌어 괜찮아 저리가 저리가 될 거야 페페로 게임?